이렇게 소리 없이 적적한 조함 속내 맘 구성한 켜서 켜놓은 나의 고정에 어쩌면 외로움을 만드는 하실 수도 가도 너무 자신이었을 수도 인간은 죄책감에 다시 한번 울어 벅차올라오는 눈물 다시 한 번 눌러 솔직해져야지 나를 나답게 담대해져야지 가장 가답게 냉정히 차갑게 내게 한없이 바르게 부담스럽게 만든 모든 걸 이제야 사과해 미안해 나만이 널까 수도 없이 날 사태왔네 그래 나 같은 어린 네 놈이 네가 말 안해도 한숨으로 흐르는 피는 물을 달려왔네 세상은 네 맘대로 절대 되지 않다고 수백 번 들어온 말 나도 잘 안다고 당장이라도 널 뛰어넘을 여우 같은 경쟁자들은 이 세상에 너무 많다고 네가 흘린 땀누가 위로를 해주냐고 주위에내 각자의 살길로 바쁘다고 너만 아프냐고 아니 나도 아프다고 너만 사는 이 세상이 절대로 아니라고 봐 누가 이 옆에 있냐고 널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 모두 있다고 거울을 봐 바보같이 뭐 왜 그런 표정이냐고 거울을 봐네 모습이 딱 다른 모습이냐고 거울을 봐 이게 가장 너다운 모습이냐고 거울을 봐 행복감을 널 바뀌고 있다고 거울을